저거 춤 저거 저거 저거 춤추는 게 어.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와 지금은 떠마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 팔로미 지금 내가 오늘 기운이 안, 여기 안 좋아서 안 그래도 지금 그런데 와. 여러분들 내가 괜히 이렇게 뚫레뚫레 한 것이 아니에요. 내가 괜히 방송을 볼 때 여러분들 내가 뚫레뚫레 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저쪽에서도 구신이 붙어 있었었고 이 지금 이쪽 이 여고 뒤에 있죠. 여고 뒤에도 구신이 붙어 있었어. 라고 제일 기운이 느끼, 세게 느껴진 곳은 여기 모서리죠. 근데 같은 놈이야. 같은 놈. 위에 있다가 밑에 있다. 그래서 농 쪽에서도 기운이 상당하고 잡기들 잡기들 잡기들 비가 와서 그런가 Ủa, ủa, ủa. 뭐야? 네. 와 바로 우리 위에 우와 바로 위에 뭐야 여기 바로 우와 바로 위에 우와 어, 어 다시 간다 아 뭐야 근데 머리 위로 올라탈락해 지금 뭐, 뭔 소리야? 어, 뭔 소리야, 뭔 소리야. 오, 오, 오. 어, 어, 저기 누구야? 어, 뭐야? 어, 어, 어, 누구 누구 있는 거 아니야 저거? 사람 자살할 때 쓰는 월감이 목줄 와 씨발 좀 놀랍다 씨발 어? 어 뭐야 뒤에

Oh, oh, oh. 것 같아. 백화대. 뭔 소리야? 긴장 너무 한다. 목이 너무 탄다. 아, 나 콧물 있잖아. 커피 나 커피. 아, 들어갑시다, 여러분들. 아나 지랄해 어? 어? 누구야? 어, 춤, 저기 춤춘 거잖저 자기 춤, 저기 춤, 저, 저거, 저거 춤춘 거잖 어, 어, 어, 가보자, 가보자. 너 이, 어, 진짜 움직인다. 또 <laughs> 올라온다, 또 올라온다. 응? 어, 응? 어, 응? 어, 응? 친구한테한번더보여드리려고 하려고 했는데 하, 진짜 제가 너무 체력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아요. 그냥 나가야 될 것 같아. 나 진짜 너무 나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. 자,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 정도만 하고 나가도록 할게. 와 아, 힘드네 그냥 머리 아파.